안녕 밀레시안들 난 키올이라 그래 이제 요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택에서 놀고 있어 요즘엔 뭐 유튜브라는 게 아주 유행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도 맨날 던전이만 같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좀 사교성을 길러보라고 모리안이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좀 아직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 이,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건가 이게? 아 이게 어렵네 어 모리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모리아는 아 미안한데 후드는 벗을 수가 없어 요즘 햇볕이 좀 약간 민감하거든 어, 벗으면은 좀 피부가 굉장히 연약해서 아, 벗을 수는 없어 아 지금 질문이 왔네 우리 그 비르칸제노 친구가 비르칸제노 밀레시안이 지금 베임네크를 데려가 달라고? 아... 베임네크... 음... 걔는 근데 나도 사이가 안 좋아서 걔는 워낙에 말을 안 들어 걔는 그냥 그렇게 냅둬야 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다음 질문 이거 영상 이제 편집해서 트위터에 올릴 거니까 다들 많이 뿌려주고 키올의 유튜브 방송 자주 놀러와줘 집? 아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집 말하는 거야 여기? 여기는 여기 그냥 넥슨이야 일하는 데야 일하는 데 솔직히 와서 할 일이 없어 그냥 와서 뭐 모리안이랑 같이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지 아 지금 우리 권지성 밀리시안이 또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봤는데 어... 음... 딱히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여기서는 나한테 고문관이라고 부르더라고 무슨 뭐 업계에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문관이라고 한다고 하지 거기서는 말은 나름대로 좀 만족하는 직책이긴 해 아 고문관? 좋은 것 같아 어 우리 또비르칸제노가 뭐라고? 모리안이랑 무슨 사이인가요? 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솔직히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야 날개 달렸는데 하늘 날 수 있냐고? 너네들도 내가 알기로는 챔피언 변신해도 날기 못했던 걸 기억하는데? 친한 신족이 없으시네요. 친구가 없으시네? 친구라는 게 필요한가? 어차피 모리안도 쟤도 친구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게 생겨서 뭐 필요한 게 좋을까? 키홀 아싸 아니냐고? 아싸가 무슨 말이지? 너희들 언어는 잘 모르겠는데 아싸가 누구 누가 아싸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래? 아싸는 최고라는 뜻이라고? 어 그럼 좋은 건가? 그럼 난 앞으로 아싸 할게 난 앞으로 아싸 키오리라 불러줘 난 아싸야 모리안 들었지? 나더러 아싸를 아싸라고 넌 아싸도 아니지? 녀석 하여튼간 거기 모리안 없잖아요? 아니야 모리안 저쪽에 있어 로젠젠이 본방이 스타라고? 아 내가 좀 약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친구를 15년 동안 마비노기에서 봐왔는데 없지 주변에 말못이야 말못 하나도 몰라 걔 15년 전부터 그랬어 그래서 좀 가망이 없는 친구라서 좀 많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알았지?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그 무슨 마오로스인가 뭔가 하는 그 할아범 있잖아 하늘날로 갔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다 연극이야 죽은 척하고 지금 다 저기 티르코넬에 살고 있다고 그 할아범 아마 그때 우리가 G1 출연했을 때 어, 출연, 출연료를 좀 많이 받았을 거야 그때는 아마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주연 메인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 그 나크 GM 어 그렇지 그 GM이라는 그 별직이 나크한테 출연료 좀 많이 받고 아마 티르코네이라 지금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뭐 가끔씩 한 번씩 만나긴 해 자 일단 오늘 미안한데 어, 나도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키오는 여기서 퇴근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놀러와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 또 또 놀러와 줄 거지?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할게 그럼 다음에 봐 어, 이럴 땐 뭐라고 하지? 유바라고 해야 하나? 아니지 키홀TV니까 키바라고 해야했구나 그러면 다들 다음에 봐 키바 야 밥 먹으러 가자